너 나 있는 거 알아? <laughs> 아, <laughs> 좋아요와 구독. 놀래라 나 백터 먹으려고 하다가 백터까지만 먹으려고 했는데 욕심이었나 아, <laughs> 안되네 아 이거 어렵다 밑에 서는 거 보고 왔는데 계속 죽으셔 이 미션 할 때는 계속 푸시를 해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님들아 그래 내가 노린 게 그거거든 걸뽀? <laughs>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볼까? 뭐야 잘하잖아 그리고 그 매력에 빠지는 거지 나 죽어 나 죽어 살았다 잘 가라 넌 몇 번이니 안녕 놀랬냐 3번 잘 가고 nice 이런 걸 어떻게 잡노 17번 이 가방 필요 없어 네, 담을 것도 없는데 이 가방은 무슨 이 가방이야 사치야 사치 이 가방 들면 가벼워서 더 이동 속도 빠른 거 몰라? 당연히 모르겠지 거짓말 <laughs> 발수레가 나는데 갑자기 안나 2, 3, 4, 4 죽어라 nice! 67번 뻔하지 뻔하지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 하나 둘셋넷 됐다 이거나 먹어라 와 백발백중 이 사프를 잘해야 돼 배그는 사프 게임이거든요 신고해 신고해줘 색이라고 신고도 하고 장문에 글도 써줘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클리아스님 <laughs> 아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언니 실력 5돈데 5돈데 개 잘하지 진짜 5돈데 부트캠프 짱 먹어 버렸지 뭐얌? 누가 걸프 못한다 그랬냐 부트캠프에서 7킬 짱 먹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봐라 520등 아이들을 부트캠프 에짱 먹고 여기서 뛰어다니기가 쉬운 줄 아나 이것들아 차차 커피님 한마디 하셔야죠 어! 내 앞에 발소리 총소리 내 앞에 총소리 이제부터 조용히 내 근처에 적이 있어 방금 총소리 들었지? 완전 가까워 쟤 쟤쟤왜 저렇게 쏘는 거야? 이판 한정 앞으로 3킬 이상 하면 3천 개라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<laughs> 적들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7킬 10킬하는 말이잖아 이 판에 확인 어쨌든 3킬 오냐? 왜 일로 오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진짜로 어떻게 사람 맨날 잘해 나 마우스 주문해놨어 나 1분만 혼자 있게 얘는 왜 자꾸 이러는데 부르지마 안 갈 거야 나 아니 내 싸우고 있었나? 뭐 하는 거야? 한 명이 더 있을까 봐 뭐가? 얘 뒤에 바보 아니야 바보? 너나 있는 거 알아? <laughs> 아, <laughs> 나쁘지 않은데 방금은 너무 맛있게 생겨서 그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화가 많이 났겠는걸? 한 시간 정도 남았을걸요? 위에 없는 거 확인했고 어떻게 잡지? 통화 어, 다 쓰면 나가자 어때? <laughs> 바보야 그냥 가야지 발소리 하나 더 난다 내 뒤에서 아 들어가자 이거 자기장 아프거든? 발소리 하나 더 이거 와 쟤까지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 걸렸네 시체야 아, 시체잖아 <laughs> 아 시체면 해야 되는데 삼킬했어 <laughs> 삼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와, 쟤 잘 쏜다, 그치? 몇번 세우지? 어 재밌으면 눌러야 되는데